크흐 그 기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커플 김경식입니다 이제 12월 달에 둘이 한국에 같이 여행을 갈 생각이라서 그 계획을 많이 지금 둘이 짜고 있어요 서울에서 한일 커플, 한일 부부분들 만나는 자리를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함께 또 만날 수 있는 자리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쿠리코한테 꽃을 한 송이 사들고 갈 생각입니다 쿠리코가 꽃을 원래 좋아해서 한국에 놀러오면 막 꽃을 선물해주고 그랬었는데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일본에 있고 별로 이렇게 꽃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기념일이 아니고서는 꽃을 많이 사준 적이 없어서 그래서이제꽃집으로가도록하겠습니다지금하나가가이타인ですけど이시간카와이모노때何ですかこんな感じが可愛いお名前を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クリコですクリコさんはい、お支払いはされますかお会計はされま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めっちゃ可愛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彼女にあげたいですから待ちますプロポーズは違いますあ違うんですかあプロポーズ違います違います違います普通の普通のプレゼントですふふふね、먼저코리코를봐야되는데어디에서오지 아이고違います 아, 다 쳐다보고 있네 다 쳐다보고 있어 와 なんでありゃプジェットわなんで 후추노인데 아게타이니까 근데 왔듯이 그래 그냥 아게타이 되시다거든 근데 민나 미쳐 미마치다 요마 되시다지 왔듯이 왔듯이 또 프로포즈 시마츠가 손날이 진짜 시치만 뭐 미치지 뭐 미치마스라 와, 왜 저렇게, 왜 저렇게, 왜 저렇게, 왜 저렇게, 왜 저렇게, 왜 저렇게. <laughs> 우리 씨!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최고야. 이 김용식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최고 되시죠? 아리가토 조마스. 아리가토 조마스. 아, どうしたのこれ。今日この口のいいですけど。 毎日がスペシャル잖아어떡해진짜知らない知らなかったこれはどこから来るから知らないわ。それであもしかして後ろから聞いたらどうしよう <laughs> どうしようそんなんでめっちゃよかったな本当にお次は可愛いものをお願いしますそんなしましたよあ欲しかった <laughs> ん